자폐아동이 이상한 소리를 내면 청각추구를 하면서 호들 갔다는 유튜브들이 많습니다. 매우 잘못된 이해와 주장들입니다. 자폐아동에서 청각 문제는요. 청각추구가 아니라 청각 퇴폐 현상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청각추구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이상한 소리를 청각추구 하면서 부모들은 공포감을 느낍니다. 이해가 부족한 치료사들은 소고시키겠다면서 아이의 소리를 제지 억압하기도 하죠. 매우 심각하게 자폐아동들의 언어 발달을 방해하는 행동들입니다. 인간 조류 포유류가 내는 모든 소리들은 원시적인 언어입니다. 자신의 감정, 정서를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기분이 좋아서 슬퍼서 화나서 내는 소리이기도 하죠. 실제로 언어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조음이 불안정해서 이상한 외교 같은 현상들이 청각 추구가 아닌 겁니다. 언어를 표현하는 것인데 미완성된 조음 때문에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겁니다. 아이들이 소리를 낼 때는 세상을 향해서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이해해야 합니다. 반응해줘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항상 이야기합니다. 개떡 같은 소리를 내더라도 진위를 이해하고 찰떡같이 반응해 줘야 한다. 그래야만 언어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